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꾸미는 코너입니다.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유니버스 여러분이 없으면 이 코너는 망. 망. 음. 망하죠. 저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기 CD에 사인을 할 거예요. 네, 네. 여러분들께서 저희에게 질문을 하거나 저희에게 폭풍 칭찬을 해주시거나 와우.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과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이 사인 CD에 써서 직접 배송을 해드립니다. 할말 없을 분들은 또 펜타곤으로 삼형식 같은 것도 지어줘도 와, 좋고 좋죠, 좋저 이런 좋아요. 네. 쉽게 말해서 이제 아라TV에서 하는 팬 사인회 정도 아. 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네. 편하게 편하게 댓글로 많이 저희랑 소통한다고 생각하시고 팬사인회 한다고 생각하시고 댓글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맞습니다. 댓글로 질문해 주세요. 아, 문제를 일단 내고 네. 문제를 맞히는 문제를 게 먼저? 선물로 하나 드릴까 봐요. 좋아요, 좋아요. 어때요? 좋아요. 그러면 문제가 너무 쉬우면 조금 너무 선착순 스피드 게임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진짜 어려운 거 약간 약간 난이도 한 난이도 한 중 중 정도 오케이 오케이 신원 씨 문제 내주세요 제가 A형 독감 걸렸을 때 제 열은 정확히 몇 도였을까요? 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전 기억해요 네 본인만 기억하죠 그때 오케이, 그 핫함 그거 제일 먼저 나, 맞추시는 네. 거 네. 있을까? 맞출 수 있을까요? 과연 저 정확히 기억해요 39.4, 38도 38도 38.2 30... 39도, 38.7, 38.5. 나나 나나 나오면 잡아야 돼. 38, 37.9, 39.6. 형 빨라서 못 쏘겠지. 38.2, 38.1. 찾았다. 누가요? 스나, 스나님. 스나님, 렛츠 고. 37.8도. 와, 스나님 축하드립니다. 스나님 축하드립니다. 아, 우리 저희가 사인 CD를 신원 형이 직접 써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난 무슨 질문할까? 자 이제 우리 스나님 위한 사인 CD가 배달이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또 우리 보여주세요. 오빠 이런 거 해주세요. 보여주세요. 이렇게 자, 자 이거 알로아 잘 어울릴 것 같아. 네. 연수 지 예쁜 거. Yes. Blue. 이거네. 아, 후이야. KT에서 고소당했다며. 네 얼굴, 네 미모에 기가 막혀서. KT 아. 아, 기가? 어, KT 기가. 아, 오, 센스 좋다. <laughs> 이분께 하나 드릴까요? 어, 기가 근데 막히네. 이름을 몰라요. 그러면 우리 각자 한 명씩 고르죠. 그래요, 그래요. 음, 네. 어, 자, 인생. 굉장히 인생. 자, 예린 323님께서 굉장히 길게 3년 4개월 만에 첫 정규 앨범으로 돌아와서 고맙고 웬디버스도 유니버스도 펜타곤도 올라갔어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정말 이갈고 이갈았어요. 맞아요. 열심히 준비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 죄송해요 올라갔어요. 저저 <laughs> 하나 <laughs> 채택해도 돼요? 올라갔으면 요 형들 323. 예, 저 하나 채택할게요. 어, 이름은 카라멜님이고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펜타곤 얼굴 보면 성우인이 많 아, 아. 하나 드리죠. 네, 카라멜님 축하드립니다. 저도- 카라멜님께 하나. 자, 카라멜님께 멘트 하나 쓰겠습니다. 저도 예린 323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하나 뽑겠습니다. 네. 저 이거 하겠습니다. V 얼굴 기가 막혀서 저예요 유유유 라고 하셨던 분 계신데 지금 죄송해요 지금 지금 죄송해요 이거 어디 뭐라고 하는 거야? 아, 거창! 아! 거창 감자님 아, 이름은 거창 감자님? 거창 감자님 네. 거창 감자님께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나 카라멜님한테 멘트 쓸게요 저주 어, 이렇게 빨리 가 어, 되게 이거 먼 주제 같는데 댓글이 여러분 이 저희가 굉장히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네. 이걸 잠깐 멈추 이걸 잠깐 멈출 수는 없는 거죠 안 뽑으신 분 홍석이 형. 저, 저, 홍석이 안 뽑았고 유토 안 뽑았고. 네. 어, 저 뽑았어요. 우주 뽑을 우주. 우주? 우주님인가요? 우주님이. 우석이 요즘 두 명이랑 잔다면서요. 소문이랑 칭찬이랑 칭찬이 같이 자자 했어. 어. 아. 되게 sweet한 말이네. 어, 저 지금 댓글 못 보니까 그냥 이거 펜으로 그냥 이렇게 찍고 우주, 우주. 나오는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못 네. 읽겠네. 하나, <laughs> 너무 어려운데? 캡처할까요? 여기 이름 자 수민님 하겠습니다. 어때? 수민님, 자 수민님께 유토가 또 네, 수민님. 네 수민님 감사합니다. 유토 쿨해. 음. 유토 쿨하다. 수민님 어, 올라오자. 창구 오빠 너무 귀엽다 웃긴데? 창고 창고 오빠 웃기다는 아, 없어요? 아, no. 없어요. 창고 오빠 너무 웃겨 이런 거 아니요 없어요. <laughs> 형, 그 이거예요. 오빠들 일곱 개 국어 한다면 한국어, 일본어, 영어, 귀여워, 잘생겼, 어 매력 매력 있어, 사랑 좋아, 좋아, 좋아 어, 멋있어. 은율님. 은율님께 하나 드리고 아자 그거 돼요? 찌두 개 드릴게요. 두 분 뽑아주세요. 자 자. 어, 창구 윙크 해줘. 윙크 어디 하면 되죠? 귀여워, 귀여워. 펜타곤 종교가 어떻게 돼요? 뭐 믿고 그렇게 잘생겼나 싶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우리 매매님께 자, 마지막 한 분. 시작. 이거, <laughs> 이거 쉽다. 아니 이분들 뭐야 나못 헷갈려 이거 형! 형! 저희 이분들 이 이분 할까요? 생각 발상의 전환을 그러니까 이거 발상의 전환으로 매매님이랑 예예. 후이팅님께서 아니 이분들 뭐야 나 못 끼겠다 너무 잘해 윤희들 아 좋아요 좋아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그 후이팅님께 후이팅 너도 할수 있어 <laughs> 자, 나와서 아니, <laughs> 나몇개 썼는데 지금. 아, 그래? <laughs> 이분은 되게 과학적으로 쓰셨어요. 네. 네. 유니버스님께서 우석이는 아마 구리랑 텔루늄으로 만들어졌을 거야. 우석이는 cute하니까 이제 구리가 CU고요. 텔루늄이 아 C, 네, 그렇죠. T이래요. 네. 그 두 개를 합치면 네, c u t 이 됐다. 아, 이거 되게 축하드립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열 분께 유니버스님께 다 됐는데 CD 좀 이쪽으로 모아주실까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 선물로 드릴, 드릴, 드리는 우리 팬분들의 아이디 한 번씩 불러드릴게요. 후이팅님. 축하드립니다. 네. 후이팅님이 그, 그분이잖아요.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잘해? 네. 용기, 나, 용기. 겠다 네. 난못겠다 근데 너도 할 수 있어. 불러. 너도 할 수 있어. 네. 다음 우리 매매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우리 은유이님. 그 다음은 우리 예린323님. 그 다음은 우주님. 다음에 수민님. 그 다음에는 카라멜 카라멜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스나 스나님. 네. 네. 기분 되게 기분 좋네. 그 다음에 거창 감, 감자님. 네. 마지막으로는 유니버스까지 예. 이렇게 열 분을 네. 뽑아 보았습니다. 예. 네. 와 진짜 뿌듯해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또 저희가 어, 펜타곤의 이 아라, 아라 TV에서만 보여드리는 사인회를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역시 네. 유니버스 분들이 댓글의 실력이 네. 장난이 아닙니다. 네, 역시 네, 스피드가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재밌어. 참여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네. 덕분에 되게 되게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